그때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.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. 우리 옛날에 사랑했잖아. 지금도 사랑하잖아. 다 그놈이 그놈이야. 잘 지내고 있지? 그냥 걔가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는 알았으면 좋겠어.